안녕하세요. 페이스란 성형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어, 제가 상담을 해보면 퀵광대에 어, 대한 질문을 굉장히 자주 받게 되는데요. 어, 귓광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식적인, 정식적으로 진행되는 어, 광대 수술이 아니고 뭔가 조금 간단하게 빨리 하는 수술을 통칭해서 퀵광대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광대 수술의 역사를 보면 옛날엔 이 45도 부위 주로 깎는 방법 갈아내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다가 깎거나 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굉장히 적고 특히나 이제 45도 광대 말고 역광대 쪽은 더 뼈가 얇기 때문에 깎는 방법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뒤로 개발된 방법들이 어, 광대뼈의 어, 절골술을 이용해 가지고 광대를 움직인 다음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광대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효과가 좋은 광대 수술 그 다음에 처짐이 비교적 적은 광대 수술이 되려면 깎거나 가는 방법이 아니라 절골술을 이용하고 뼈를 움직이고 다시 고정하는 방법을 쓸 때 그 광대 수술이 훨씬 더 어, 효과도 좋고 어, 변화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지는 부분도 더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대로 된 절골법과 이동과 고정을 하는 방법이 아닌 어, 다른 어떤 간단한 방법들도 효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시행되는 퀵강대 방법들은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퀵강대 방법들은 어, 절골선의 위치가 굉장히 이상해 가지고 어, 나중에 재수를 하러 저한테 상담 오실 때 보면 재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고 어, 편한 방법을 찾지 말고 광대 성형술은 제대로 한 어, 절골법, 이동하고 고정하는 방법을 해도 1시간 이내로 끝내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입원도 하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특광대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는 것은 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